것처럼 너무 1 2 유혹이고요. 그래서 우리 박민수 선수는 현 3대3 농구 국가 대표입니다. 자, 우리 재민호 선수 박수로 모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어, 우리 몽골 국가대표 우리 1 9 3 c m 한바인 그리고 대한민국 출신 네, 한준혁 선수 그리고 박민수 국가대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KBL 드래프트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제가 올해도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다는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더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이번에는 특별한 형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대세이자제 롤모델인 박스타 형이나 공을 네, 가르쳐주신 아티바엘 강바일 선수랑 함께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웃 쓰신 분들은 저희랑 1대1, 3대3 이 환호성을 듣고 사나를 부르게 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이번 KBR 테레비 참가하는 강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포림러브에서 대동이 형도 멤버로 활동하고 하고 있는 강하세요 진짜 진짜 예뻐 진짜 자, 네. 아, 이것 들은 멋진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 누구? 어디? 자신있다. 자신있다. 네, 정말 자신 있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올 이길 수 있다. 네, 자, 네, 올라시고 이제 너무 딥에 들어가기 응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한준영 선수와 두 명의 여자 선수 두 명이 대결하겠습니다. 바닥 주시고요. 네. 소속하니까요. 네, 네, 네. 이제 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Nope. 아, 아, 아. 民族。 So 되잖아요. 명과 그리고 우리 간바이 한전자 박민수 3명. 바닥이 좀미끄럽네로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어, 각종 네, 자, 본인이랑 본인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아. 자. 자, 그래서. 네. He's all 오세요. 네, 네 오세요, 오세요. 이제 오세요. 자, 아. <laughs> 감사합니다.